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? 여자들의 워너비커드? 일단 저는 아니에요. 애슐리? 애슐리? 저희 셋 다요. 그것도 이치니 언니들 미안 새로운 날 보여줄게. 3, 2, 1 우리가 바로 레이디스 코드? 원래 레이디스 코드? 아마 아주 아주 바로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